안녕하세요 하스펀입니다 오늘이 어느새 2019년 마지막 날이네요 2019년에도 하스펀에 많은 사랑과 관심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2020년에도 새로운 용의 강림 모험 모드 그리고 계속해서 발매되는 확장팩으로 더욱더 재미있는 하스펀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하스펀 재밌게 봐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캐스 깨고요 하이키고 하이키고 치고 하이키고 치고 치고 영능에 명치가 두대 딱 쳐버리고 그냥 씨. 겜스 왔다 이대기였네 이거 이번 판 기억해주세요 자 다음 판 넘어갈게요 자기 거도 죽였는데 이거 이거 다 끝난 거 아니야 준비? 바로 독시 나가줄게요 시아맛 타락자 쌍둥이 폭군 치고 폭군 치고 바로 기르익 린체 그냥 독시는 그냥 씨. 잼쌤 광비 오세갈 어? 오세갈 발동 안하네? 레전드 오세갈 전투 함성으로 아니 저는 다시 고를 줄 알았는데 발동 안하네? 조남으로 설, 그거 선택을 해야 되지 않나? 아니 오세갈의 핸드랑 상관 유튜브 각 본다고 좀 살려드렸는데 나름 뭐 열심히 모으셨네요 어. 까딱했으면 죽었겠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모자리가 도대체 어디 품 어느 포인트에서 웃어야 돼 도대체 아, 모자리 아 진짜 자 일단 6명의 낙인 찍어주고 하다 받아봅니다 계속해서 상호의 운을 굉장히 잘 이용하고 있어요 이게 빨리 홍사 선수가 네 권능이 나와서 상어의 혼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렇죠 안 나와요 그리고 시아바트 지금 <laughs> 풀강화 오랜만에 보네요 풀강 시아바트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이거 7코스트 66 도발 첨보 질풍 속공 씁니까? 쓰죠 쓰죠 과거에 어떤 모 양심 없는 선수는 여기에 그생읍이 없었 <laughs> 생읍까지 있어야 된다 어이고 로드 누르무가 나왔는데 아, 아. <laughs> 아 뭔가 지나갔는데 아, 어, 예. 아 뭔가 쓱 지나갔는데 아 뭔가 예. 아, 빠르게 아, 빠르게 쓱 지나갔는데 예. <laughs> 퀘스트가 없어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이야?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3코가 더 좋아 솔직히 쉣! 모르나 이거? 섭법이 당신을 조각낼 거예요. 즐거운 겨울맞이 축제 보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아, 거지 같다, 진짜로. 뭐야, 이게. 무로 돌아가라. 잘했어요. 잘했어요. 당신의 패밀리 되겠습니다. 대사는 하지 말자고. 아니 클립 하려면 대사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누구야 누구야 갖고 와. 아 네네네네 네, 네, 네,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오케이 아, 6도 발. 아 뭐야 아 미친 전화였어 아 맞다 불안이었어 <laughs> 아 불안이었어 아! <laughs> 아, 체력 3이야. 아 영능 쓸걸 아. <laughs> 딱 불안을 찾아 <laughs> 아 형님 괴롭히다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laughs> 진 누구를 괴롭혀요 <laughs> 아 야야야야야 야야야야 실력 아니 뭘 해도 됐어 뭘 해도 끝났으니까 <laughs> 훈수 두지 마세요 real 크크만 쳐봐 빨리 뭘 해도 끝났어 어차피 지를 땐 질러야 한다는 게제 지론이지요 왜 그거 부터해 왜 그거 부터해 이거부터 해야지 <laughs> 아 히드라 처리해버리고 태어나고 자 첨보 이걸로 까버리고 자 때려버리고 나오고 나오는데 안되고 이걸 딱 때려서 이제 나오는거 이거 하나 남았고 그쵸 나오는거 하나 남았고 여기 때리면은 아 이게 첨보로 까버렸네 <laughs> 간단하게 <laughs> 승리해버리죠 웃음벨이구만 이 친구 다를 이 친구